안녕하십니까 어. 여러분들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아, 오시죠? 일단은 네. 이 머리 상태 다 알고 계세요? 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아, 한번 더 소개해드려야죠. 네. 아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 제가 이사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집들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만수건님이라는 언니하고 세이 이제 여러 가지 친구들이 예. 왔는데 얼음풍이죠. 부유기를 쏘면 제가 얼음이 돼요. 못 움직여요. 가길 잘했어. 야! 가라! 가라! 상태에서 갑자기 만수 언니가 어, 청개를 쏘면은 이 앞머리를 잘라버리겠다 했는데 거기서 바로 청개를 쏴가지고 제가 앞머리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참사가 일어난 거고요 이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언니도 다 잘리고 그 후도 다 잘리고 거기는 모두가 잘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금강연화님은 그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아니 잠깐 잠깐 잠깐 네, 너무 힘들어요 저 진짜 처음 들었는데 네. 이사단이 나신 분들 좀 두 분 더 계신 거예요? 근데 저보다 심각한 사람이 만숙 언니가 여기 땜빵이 났어 요 맨만숙 맨만숙 어. 만숙이는 여기 아예 어. 땜빵이 네, 있어 동그라미 땜빵이 났어요 어. 그래서 흑채를 뿌리고서는 방송을 하고 있어 <laughs> 지금 그래서 일단 음. 얘가 음. 난이도로 보면 약간 중간 중간 단계 만숙이가 음. 이제 보스 몹이고 음. 뭐 세이가 그 아, 그러면은 오늘 미들보스 잡고 음. 네. 그다음에 이제 끝판왕 잡아야 되는 건데 아, 아 그쵸 그쵸 근데 만숙이 진짜 어려워 여기 여기가 땜빵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음. 저는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언니는 진짜 안 될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무 심각해서 어, 봐야죠 일단은 음. 여러분들 아마 못 보셨을 테니까 음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. 네.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옆모습이 더 웃겨 옆모습이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이쪽이 지금 바깥으로 뻗는 거거든요 음. 그래서 원래 여기 다운펌을 제가 해가지고 네. 첫 피백 느낌을 가려고 했는데 네. 그럼 문제가 또 뭐냐면은 네. 일주일 지났을 때 얘가 꺾여 자라요 음.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만나뵈니까 네. 좀 앞, 아, 앞가마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앞가마가 다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괜찮은데 양쪽에 힘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쪽은 아예 방향이 잡혀서 아, 그렇네. 그냥 정말 대참사가 났습니다 와 아, 그러면은 빨리 정리해서 앞머리를 빨리 눌러버리죠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른 거고요 이게 안 누른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오 진짜 강력하게 보여 탁 음. <laughs> 네. 이렇게 해서 들게 해야 될거요 어, 근데 진짜 이렇게만 있어도 <laughs> 귀여운데 음, 됐다 너무 충격적이야 네. 한마디로 해서 주고자로 만세요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아 너무 깊다 여기서부터 그거는 진짜 야 삼촌비 안 받아 와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언니도 나 이거 뭐야 땜바 아, 오늘 야름이님 제가 자신있게 살려보고요 당당하게 제가 전화 드려서 스케줄 잡을게요. 네네. 살리고 나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연락 주세요. 예, 예. 아니, 근데 본인이 셀프로 해도 되는데 왜 아니? 루미야, 너가 네 손으로 앞머리를 네가... 아, 이거 안 될 것 같아. 혼자서 해야 될 것 같아. 내가 제가 머리 잡아드릴게요. 네. 말려야 되거든요. 미끄러운 게 없어질 때까지. 네. 잠깐만요. 자, 과연 그녀의 앞머리는 오! 됐어 됐어! 와 오늘 커트까지 딱 예쁘게 단발로 만들어줬어아 머리를 못 붙이잖아 그러니까 바꿔도 돼요 디자인? 네 진짜? 네 돼요 선생님 앞머리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네이 거지 같은 끝쪽다 없애버릴게요 네 어차피 손상도 됐고 네 진짜 이건 내가 예쁘게 해드리고 싶다 저도 너무 원합니다 아 진짜 왜냐면은 사실 이건 전 b j 그 크리에이터 나발이고 네. 미용사로서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3 2 1와 지금 포즈 너무 다 다섯 같아 음, 음. 포즈마저 그러니까. 아름다 야, 아니 연아야 너, 여, 너 연아야 너 어때? 음, 내가 먹은 것 같아. 어, 엠만숙이 걸어놓은 마법 왕자님이 풀어주셨대. 너무 감사해요. 음... 아니, 이게 아니 진짜. 아, 나 내가 왜 눈물이 날것 같아. 오, 어, 와. 아 너무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들. 아, 왜냐면은 이거 진짜 비자연수가 아니라 너무 그 사람으로서 기쁘네요. 음. 되게 훈훈해. 여러분들 그 추천이랑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안녕, 안녕.